어디가 그런 눈빛들이 막 오고 가고 그랬잖여 나 완전 잘 나갔었잖여 무슨 말이지? 아, 남자도 못 만나고 이렇게 사는 나 게이가 맞을까?